싫어. 아 지쳤어. 약간 늑대 안 같아서 그만하나 봐. 그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? 아우 아우 아우 어떻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지? 이제 좀 짜증난 거 같아. 이제 좀 시, 실망했어. 이제. <laughs> 저 아빠가 더 이상하다. 몰라. 지쳤어. <laughs> 너무 귀엽지? <laughs> 저기 앉아가지고. 한 번 더 해봐. 어! 무서운가 봐. 어! 진짜 보린 개무시한다. <laughs> 완전 개무시하는데? 아빠 왜 그러냐는 표정이야. 아, 불쌍하게 여기는 표정이. 오빠 오 근데 이 와중에 봐봐. 무서운가 봐. 보리 언니한테 갔어. 이 밤중에 <laughs> 오빠 목소리 다시겠다. 아 아우 거기야? 놀랬어. 아 지지 아빠 발지진인데응 지지야. 응한 번 더 해봐. <gasps> 아니 오빠 목소리 다셨어. 귀여워. 아이 놀랬어 이제. 음, 무서워. 무서워. 관심이 <laughs> 없어. <laughs> 안 돼. 귀여워. 내가 괴물 소리 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. 무서운가 봐. 어. 또 이도로 뒤로 도망갔어. 어. 어. <laughs> 개판이다. <laughs> 개판이야. 진짜 개판이다 개판. 얘가 지금 큰소리못 들어봤기 때문에. 음. 닭다리 신났어 갑자기 하지 마봐 <laughs> 뭔 소리야 아빠 아빠 앓는 소리야 오빠 안될것 같아 본인은 별 관심이 없어 음, 쌀이만 정신 나갔대 아이 무서워. 아이 무서워. 진짜 개관심 없어 <laughs> 아, 완전 웃겨.